좀 쳐! 예, 주인공 김산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갈고 닦은 실력으로 다른 모습 보여드릴게요. 먼저 퍼팅 연습 열심히 하고 첫 티샷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다들 첫 티샷은 두근두근 비장한 각오로 첫 티샷을 날린다. 이런 두껍게 맞았구만. 두 번째 발끝 내리막 유틸리티 샷. 공 맞는 소리가 좋아서 좀 날아간 줄 알았는데 별로 날아가지를 못하고 또 유틸리티 샷이다 오 맞는 소리 참 좋았어 비거리는 짧아도 잘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어프로치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. 전홀 파세이브하고 자신감 뿜뿜 하면서 빈스윙 날려주고 뒤에서 사진 찍으면서 잔소리하는 아버지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는 귀에 딱지가 붙었다 오 요것도 소리가 참 좋았다잉 공 맞는 소리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도대체가 누가 보면 프로인 줄 알겠네 어프로치 하지만 난 자신 있어 이런 된장 그나저나 날씨 정말 좋다 골프하기 참 좋은 날씨 슬슬 인터벌이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 어? 아직도 안 치냐 아직도 안 치고 있어 점점 인터벌이 늘어지는 병이 도지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오잘공 최고의 샷이 이곳에서 나왔던 것이다 홀컵 가깝게 붙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멋 멋진 세컨샷이었다. 요번 홀도 par save 나한테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될 파3 홀아웃 할 때까지 조용히 봐주길 바란다. 그래서 바디하고 자신감이 더 붙은 김산 듀샷도 나름 멋진 샷이었다. 첫단 신기 일정 짧은 파퍼홀 드라이버 티샷 단풀은 티샷 멋지게 날려놓고 두 번째 샷 물속으로 퐁당 빨간불이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3오버로 홀아웃하고 아버지한테 잔소리 엄청 들었다 깨끗하고 좋았는데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지 하지만 내가 자신 있는 어프로치 어프로치만 잘하는 김산이었습니다 <laughs>